to 영어를 g o Becky G asked you about Coachella. 예, 예. 맞아요. 베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. 자기와 함께 코첼라를 서줄 수 있냐. 아, 근데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? 이제 저는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사실 좀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지만 미안하다. 참게 못할 것 같다. Sorry, Becky. 굉 네, 미안함을 표현했 살아본다, 살아. 지금 몇 시지? 1시 35분 1시 35분이면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, 기다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도 뭐 그런 장르 이 곡이 또 여러분들도 재밌게 챌린지가 있습니다 챌린지 요즘 빠지면 안된다고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Oh, shit. 진짜 여러분들 발매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약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쵸? 휴스 백킥이요 날 밟아봐 호피 <laughs>